아이씨 들켰네 <laughs> 좋아요와 구독 아! 빨리 내리는 방법 두 칸일 때 꽂아서 앞으로 가는 거 이거는 근데 낙하산을 계속 해봐야 된다 다행이다. 무서운걸? 와 놀래라 갑니다 와 죽을 뻔했다 반대편 하나 더 붙었다 방송도 발소리 크게 들으면 들릴걸요? 사운드 사운드 지금 하나 어디쯤 소리 났냐면 이쯤? 더 들어봐야 돼 아이씨 들켰네 <laughs> 아씨 아깝다 그치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7킬이다 음식이지 이상하게 걸어가는데? <laughs> 아, 왜, 왜, 왜 이상하게 걸어가지? 나 엄청 못하는 구간 아니야? <laughs> 어떻게 가지? 무섭다 3창 건너갈 수 있나? 작전을 좀 짜보자 해안가 한번 보고 CCTV는 무조건 있을 것 같아. 차라리 산으로 올라가자. 자기장이 너무 별론 거. 없는걸? 장장 야 아씨 아 어, 이거 치킨 먹고 유튜브 올려야 되는데 <laughs> 이씨 짜증나 아사슬탕 아니 이거 그 겨우 못 건너가 여기를 못 건너가 다리를 연마한 개밖에 없는데? 진짜 조작다리 분명히 만날 거란 말이지 연막 있어? 아, 더더더 어, 어, 돌 걸친다 다섯 명밖에 안 남았어 집에 있겠지? 나 어떻게 가? <gasps> 저기 한 명, 나 한 명, 여기 한명 집에 한명 있나? 집에만 와서 좋겠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자 의정 봐 위치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<laughs> 모르겠으면 리플레이로 얘가 또 잡은 거 보면 돼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? 봐. 나 보고 있어. 이거 봐. 시야 따는 게 이상해. 날 잡고 나서 얘는 또 어떻게 찾았어? 이거 봐. 얘 바로 알고 있어. 얘 알, 알고 있어. 알고 있어. 거라고 해도 돼? 내 네, 거라고 해도 돼? 우리 둘만 아 <laughs> 이거 힘들구나 <laughs> 야! 라고 해도 돼? 내 네, 거라고 해도 돼?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보라더야 포스타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해 뿅! 됐다 <laughs> 됐다 이렇게어떻게해쳤다귀엽지